식스테이랑 알로라 식스테일 나왔어 귀여워 아. 어, 이거 별사탕 귀여워 귀여워 좋아 아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다 나쁘지 않다 아내가 내지가 그거여서 괜찮은 것 같아 어, 이런 이런 거 너무 좋아 픽스의 것들 가는 거 아니야? 내가영면이 보이시죠? 음. 파르페도 돌려줘 파르페 이렇게 돌리 내가 돌리면 돼 우와 이거 맛있게 생겼다 어. 이렇게 맛있게 먹고 행복해봐 젤리가 응 음, 됐어 가고 있어 <laughs> 아 먹는 거까지 보여줄게 어, 저리가 그리 그리 그 뭐지 아, 그리 그 그. 초록색 인간인데 어, 막, 아니 아니 아니 옛날 미국 영화인데 초, 초록색 인간인데 이렇게 엉덩이 빨리 다니고 아 그 마스크? 어어어 어, 그거 되게 싫었거든 근데 그걸 내가 닮았어 지금 아 나는 그거 닮 마스크 너무 내가 갖고 싶었었는데 아 정말 내가 너무 싫었어 아니 그거 하면은 되게 뭔가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부터 초록색이 싫었어 약간 지저분한 색으로 보이게 됐어 아니 약간 좀 그러니까 그거 쓰면은 되게 약간 좀 뭔가 히어로처럼 막화려 하잖아 약간 좀 그런 플라틴 같은 거 하면서 걔는 히어로가 아니라 약간 빌런 스타일 아니었음? 약간 좀 징그러운 약간 이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일 하지 어, 난 좀 약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. 화장실이 얼마나 작은지 여요기서 노동하고 있는 그린 씨가 한 명 있고요. <laughs> 단순 노동, 단순 노동을 좋아하는.